끼끼끼끼 아이 귀여워 아니 어디 어디 어디 잠깐만 괜찮아 어우 여기 오지게 에이 참 빨리 쳐고 가자 어. 심지어 그냥 가지도 않아 잠깐 물리겠다 근데 이거 손으로 주면 안 되겠다 형 물리면 전염병 걸릴